hard carry 해 게임에서 진 적이 없어 매번 끝장을 봐 패션이 넘쳐 거품이 살짝 낀 우리 노는 데는 앉으려 시력 있는 갬블러 내 손을 각지 껴 그게 너의 CEO 눈을 감고 한 단계 we level up that 내 팔고 다니 off-road용 사용 구동 거친 도로에 승차한 백백 가슴이 for real 길을 봐서 없으라면 막본 자가 So sit tight you better 턱 끝까지 숨이 차오 온 정신에 땀이 나오 그래도 멈추기 싫어 What you gonna, what you gonna do 당신로 하나 많은 것 준비 아직 지치지도 않아 해주기의 시간이 남아 The climax 올라가고 해석할 때까지 대신 유지하고 미쳐있어 대체 개 and save me. 지친 하루 집만 들어가면 You take the weight off my shoulders 너만 보면 소파 위에 두발 kick back relax hot to go bath time just lay back 인생의 비타민 my girl 그냥 너는 나지 그냥 너는 나지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어 한순간에 달라 보였어 글쎄 훌쩍 자른 예쁜 이 얼굴 넘어가기에는 아까운 나만 느끼는 매력이지 언제나 행복하게 해줄게 널 멀리서 원해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너의 미소까지 지켜주고 싶어 만약에 우리 사랑할 수 있다면 어, yeah, come on 하루하루 지나도 내 가슴이 더 아평 근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지 함께 즐긴 순간들에 웃고 싸울 때는 울고 이런 추억들이 이젠 생각도 안 하겠지 네가 걱정할 텐데 저기라도 난미할 텐데 내 정신은 이미 뱀수면 금방 눈을 찾아 감싸 눈꺼풀 자색부터 범사 Blur out, don't you come in i t o my side 50 지나고 stay high I'm trapped in my dream 손 잡아줄래 baby 어디 가든 잡고 있어 제발 don't let go 너를 아껴줄게 baby 나 하루하루 추억들을 만들게 이제 나를 믿어볼래? Yeah. 나는 얘기 듣지 말아줘 넌 그래줄래? 그래 너의 맘을 따라가 So girl just let me hold your hand